아 근데 진짜 맛없다 여기 혹시 막내즈 같나요?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, 네, 네 막내즈인 예. 것 같은데 아 사실입니다 아, 미리 네. 형 오랜만이네요 미리요? 미리 형 미리 형아 미리 형 솔직히 나는 좀 너희 둘이 좀 거슬렸어 미리 형 말이 너무 안 들어 혹시 막내즈들이 이제 형들한테 뭐 바라는 점 있나요? 형들이 확실히 좀 챙겨주는 게 없어요 형들이 좀 별로고 음. 방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솔직히 형들이 형 노릇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막내로서 네. 뭐, 뭐 사주기를 해, 뭘 해, 뭐 맞추는 걸 매겨 우리한테 하는 게 없어 자기들 배치하기 바쁘고 음, 형들 셀프 디슨 어, 같은 본인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 형이라면 저는 동생들한테 되게 잘해줬을 것 같아요 형들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형들은 촬영하신 분이 없었다면 이미 죽어있을 텐데 음. 혼자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. 음, 녹차는 언제 끝나요? 네. 네.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까 팀장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항상 네. 자기 옷만 사입기 바쁘고요. 자기 옷만 사입기 바쁘고요. 네. 근데 저는 뭐 그냥 양말 하나 그냥 가끔씩 하나 던져주기 아, 뭐. 아, 아니, 뭐, 묻어, 아, 뭐, 뭐 묻어가지고, 어, 묻어가지고, 아니, 아니, 뭐 묻었어, 뭐 묻었어. 해명할 기회 주세요. 아, 아니, 아니, 아니, 뭐 아, 묻었어. 아, 이제 칭찬하려 했어요. 아니, 뭐 묻어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이제 칭찬하려 했어요. 아니, 뭐 묻었어, 뭐 어, 묻었어, 그래? 묻었어. 아, 묻었어요. 아, 묻어, 아, 니 아니, 안 묻었어요. 아니, 묻어, 묻어. 묻어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털었어, 방금. 그리고 이 형들, 동생들 맨날 눈치 맨날 보게 만들고. 아니, 아니.